드시고 가세요? 네. 결제 도와드릴게요. 요거도 어플로 그냥 올렸어 아니 그 뭐냐고 아니 중앙에 우리는 어디 국물 맛이? 응. 음. 아가 봐. 면이 두꺼워. 음. 여기 대박이다. 또 오고 싶지? 방금 돈가스 먹은 게 맞지? 먹었는데 매콤하네? 응. 박스로 다섯 개 주세요. 저를 완전 내려놓고 있었거든요. 아, 저는 굉장히 아까 <laughs>